딱 저한테 이야기,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선생님, 저기,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음. 유형 오디션이 됐기 때문에 음.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다. 지민이는 어, 2011년도에 학교에 그 수석으로 들어왔어요. 근데 어, 지민이는 어, 좀 왠지 좀 다르게 어,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모든 수업에 일찍 수업에 참여했고 어,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항상 지민이 어디 있냐 물어보는 전공실에 연습실에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춤에 대해서는 어,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제 결혼식 때, 에, 예, 내 결혼식한테 지극끼리 이렇게 3, 4, 5, 또 축하 파티를 준비했던 거야. 지금도 집에 뭐 영, 영상은 있어요. 아. 예, 그래가지고 뭐, 우리 와이프가 지금 좋아봐가지고 우리 사인하면 못하려나 근데 내 결혼식 때 이렇게 어? 지들끼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줬다 이러니까는 가수들 뭐 그런 춤 있잖아요 그래고 가지 지가 가운데 메인에 딱써가지고 했죠 뭐 사람들이 너무 공연이 아니라 무슨 뮤지컬 보는 것 같다 결혼식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이도 <laughs> 허락받고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? 지민이란 애가 어쨌든 내 제자했던 게 너무 행복하고 근데 열심히 하는 애가 결국 그 되니까 저는 항상 뿌듯한 거죠 민아 잘 지내고 있지? 네? 지민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 선생님이 너무 기쁘단다 어,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, 방탄소년단이 어,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어, 한다는 소문도 듣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어쨌든 국위선양하길 바라고 어, 늘 건강하길 바란다 방탄소년단 화이팅!